Happy birthday 지간한데 예산이 유튜브고 있는데 짜르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, 이거에 사람도 없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자동차 누구 거예요? 뭐 이거 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